2019년 12월 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원래 저랬나 뭐가 이상한데 제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다시 왔습니다. 왜 여기 막아져 있어? 원래 막아져 있던 게 아닌데. 잠깐만 들어갈게요. 어? 거기 누구세요? 거기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 계십니까 혹시? 계시면 말씀 좀해주 어? 어? 아, 이러면 내가 여기에 이게 어? 뭐야? 여러분 잠깐만요. 어떤 여자 여러분 잠깐만요. 어? 어디, 어디요?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진입해 볼게요. 자, 할매가 어딘데? 지금 할매 어디 계셔? 어? 할머니 어디 계셔? 어? 어? 뭐야? 할매? 진짜 할매예요? 어? 진짜 할매예요? 와, 어, 잠깐. 어, 와.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잠깐만. 아, 나 이거 튀겠네, 이거. 빙이 아, 안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너무 기운이 세서 그래 여러분들. 할매, 내 누구야? 누군데? 누군데? 뭐, 뭐라고? 뭐, 뭐라고? 방금 뭐라 했어? 옆에? 무슨 옆에 말하는 거야? 옆에 왜 자, 이 정도면 나 이제 성의 표시 확실했지라. 잠깐만이라 할매. 덤벼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해드리기 싫으네요. 저도 더 이상은 예의는 가지기 싫어요, 이제.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